어디 갔을까 예빈이? 여기 있네 예빈이 어디 갔을까? 어? 예빈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오잉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네 아, 유빈이가 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laughs> 어디 갔지? 예빈이가 어디 갔을까? 안 보이네 예빈이가 어머 보이네 <laughs>